저도 원장님한테 수술 받고 싶어요. 이거는 좀 사람이 겸손해야지. 시집 가실 때 선물로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눈썹을 올바르게 올리려면요. 이 눈썹 눈두덩이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골막을 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쓸 때 생기는 이런 추미근을 갖다가 좀 약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시경을 보지 않으면 이걸 볼 방법이 없으니까 단순히 피부만 잡아당기게 되는 수술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보이시겠죠 그러면 내시경이 없는 병은 어떻게 수술하나요? 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가 이제 상안화신경인데요 상안화신경은 눈동자의 위치에서 한 2cm 위에 여기 눈썹 뼈 위치쯤에 보통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경을 안 다치게 하려면은 내시경을 안 보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박리를 못하고 결국 이 위까지만 박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신경이 보이지 않으니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눈썹 위에 있는 피부까지는 이제 당겨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당겨 올린 거를 갖다가 엔도타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강한 힘을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일시적으로는 눈썹을 갖다가 리프팅 시킨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경을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수술하지 않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라면은 유지기간이겠죠 결국은 말 그대로 그냥 힘으로 피부만 당긴 상황이니까 눈썹을 내리는 근육들은 다 살아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유지가 어렵죠 오래 가기는 만약에 내시경을 보지 않고 눈썹뼈 넘어서까지 박리를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신경이나 혈관이 다치 확률이 너무 높아서 거리가 너무 위험한 수술 같습니다. 내시경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내시경 수술이 생각보다 이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눈 수술을 하든 코 수술을 하든 뭐 광대 수술을 하든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곳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내시경 수술은 손은 따로 놀고 시야는 이제 TV 쪽에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숙련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떨어져서 TV를 보면서 익히는데 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상안화 신경이 내시경에서는 화면에 한 5cm 정도로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경 한 1mm 정도의 장내신경이라서 정교하게 수술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 수술에는 약간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수술 많이 해보셨죠? 오, 네 수천 개는 손이시죠 아니, 네, 그거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정직하게 그냥 수술을 하느냐 이거부터 먼저 네, 고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